오늘은 어디를 가냐면 NG NG 어디를 가냐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양주시에서 나왔거든요 그 양주의 딸이라고 불릴 수 있겠지 그 양주의 홍보대사를 맡게 돼서 오늘 양주의 홍보대사 위촉식을 하러 지금 가고 있어요 하하하하 굉장히 진중하고 어려운 자리일 텐데 그래서 옷도 굉장히 좀 이렇게 우아하게 입었습니다 메이크업도 단정하고 머리도 그래서 굉장히 단정하게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양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놀러 다니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양주에 대해 잠시 알아봅시다 자 이곳이 바로 양주시청입니다 네, 양주시청 옆 양주관아주와 무형문화재 2호 별산대놀이 태조 이성계가 머물렀던 회암사지 그리고 요즘 핫한 축제들이 열리는 나리공원. 자세한 건 앞으로도 공부해서 컨텐츠로 만나요. 자, 매니저 친구 양주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양주를 처음 들어봤다고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양주를 드넓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술 아니에요, 여러분? 양주, 남양주시 알죠? 그 양주가 굉장히 넓은 양주가 이제 남양주시가 된 거고 이제 양주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데뷔를 해서 서울로 넘어왔죠. 그러고 나서 올해 제가 다시 양주로 컴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컴백과 함께 양주시 홍보대사를 맡게 됐다 뭐 이런 말입니다 양주에 사는 친구들 있습니까? 내가 가끔 지하철 타고 다닐 때도 있거든요 <clears throat> 덕정역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하철을 타는 걸 목격하는데 날 알아보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 나 마스크 쓰고 이런 거 안 하거든? 되게 막 나름 꾸미고 화장하고 탄단 말이야 난못 알아봐 좀 알아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미 정하나 홍보대사님 이쪽 소개겠습니다 이쪽 배 정하나님 경기북부 공간 감동양주 기아들 양주시 홍보대사를 위합니다 2018년 12월 양주시장 양주시 홍보대사로는 서른도 선배님, 이원종 선배님, 임성 선배님, 개그우먼 이수진님, 그리고 정하나 이렇게 위촉됐어요. 음, 뭐랄까 초등학생 네. 때부터 살던 곳에서 제가 대표해서 홍보대사가 된다는 게 기분이 새삼 이상하고 뿌듯하고 뭔가 부모님에게 효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6살 때부터 양주에서 살았거든요. 엄청 양지에 대잘 알고 그래서 제가 어, 선생님들보다 인지도 인지도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양지를 널리 알수 있는 건 인터넷 제 친구들에게 양지를 많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너무 리포터처럼 되신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저는 그 아무래도 지금 가수니까 노래로서 전국 양주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젊은 기운을 팍팍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파이팅! 아, 그 엄청난 진지한 자리 속에서 저는 진짜 몸들 바를 몰랐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영상을 다시 돌려면 부끄러워서 죽을 수도 있겠지. 어떻게 생각해 윤호야? 나 어, 어땠니? 잘 하셨어요. 잘했대 잘했대 잘했대. 갑자기 홍보대사 한마디씩 하라고 하시는데 아 뭐랄까 심장이 진짜로 막 여기까지 티 나오는 그런 느낌. 지금은 이제 위촉식이 다 끝나고 이제 홍보대사님들과 다 함께 만찬 한정식집을 가고 있습니다. 어, 이원종 선배님과 서른도 선배님께서 인생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나의 그런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셨고 너무 재밌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일과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앞으로 양주시를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컨텐츠들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선배님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셨는데 약간 양주송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이 간만에 찍은 영상이라 또 편집할 때 어떻게 편집이 될지도 모르겠고 살릴 수 있는 컷이 얼마나 됐을지도 모르겠고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어쨌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다들 추운데 감기 조심하고 안녕